오바마 취임 이후 두림 법안을 비롯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이민개혁 추진 성과 보고를 통해 그동안 여러 이민단체들과 함께 LA와 워싱턴, 시카고의 연방의원들을 직접 방문해왔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주요 관련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